누가 널잘때넌볼 수 없게 내가 지켜줄게君がいち someone 새로써 from zero 네 모든 걸 다시 알고 싶어 날 꺼내줘 I'll be your can lose everything I know 절까봐 내고 boom boom 내게 와 신속히 나를 비출게 baby, cho cho, you are ready. Time it out, chop chop.